제가 그동안 엽기 떡볶이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? 근데 엽기 닭볶음탕을 <laughs>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닭볶음탕을 드디어 처음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바로 있네 닭볶음탕 무슨 맛으로 시키지? 초보맛? 햇님님은 맨날 착한 맛 드시던데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래도 일단 오리지널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? 매운맛? 아 오리지널 가자 오리지널에다가 아 봉은 아 뭐를 추가해야 맛있을까? 떡! 계란찜? 을 뭐 했고 치즈죽 한번 먹고 그 치즈죽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이렇게 엽도그 <laughs> 치즈만두? 치즈만두 맛있나? 이거 한번 먹어보자 얼마요? 35,000원 오 가자 와 아, 대박 와 빨리 먹자 닭볶음탕 먹을까 치즈죽 계란찜 준비 완료 국물 비벼 닭다리 뜯어 치즈죽으로 원상 볶고 봄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꼭야 어.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는데 어 매워 다리 어딨냐 맛있다. 야, 아니. 오, 매워. 어, 매워. 이럴 때 치즈죽 매운맛이 싹 중화되는데 좋은데요? 아 근데 역시 아, 맵다 엽떡이다 와 근데 양념 진짜 아, 유 치즈만두 튀김은 좀 약간 달콤한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. 뭔가 치즈볼 속에서 만났었던 것 같은 그런 치즈가 <laughs> 들어갔는데 고소하고 짭조름할 걸 기대하고 시켰는데 실망이야. 아니 근데 이 국물이 진짜 엄청 맵거든요 엽떡 보통 맛 맵잖아요 매운데 진짜 막 계속 숟가락이 가는 그런 매운맛인데요 아유 고기 없이 국물만 있어도 항공기 뚝딱 an. 잘 맞는다 이거 치즈죽이 어떤 느낌이냐면 간이 적당히 돼 있는 약간 연한 느낌의 야채죽에 치즈의 식감과 약간의 고소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치즈 향 자체는 별로 없고 모짜렐라 넣은 것 같아요 얘만 먹으면 이걸 뭔 맛으로 먹나 먹는데 약간 살기 위해 먹게 <laughs> 돼요 어, 야. 원래 여기다 치즈를 추가할지 치즈 죽으로 중화를 시킬지 고민을 했었는데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,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냐? <laughs> 어, 치즈죽 먹다 보니까 이제 좀 물리네요 <laughs> 하나 시키면 4명에서 먹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3명? 4명? 3명 정도? 음. 다시 먹어도 떡볶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만두는 짠! 아, 잘 먹었습니다